2020년 7월 19일 흉가여행 1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흉가여행 12탄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? 와 이쪽으로는 절대 못 가요 여러분들 와, 와, 씨, 뭐야. 와, 이떡으로는 절대 못 가요. 저 돌아가는 데가 따로 있어. 돌아가야 돼. 절대 못 가, 여기는. 와. 아. 자 여러분들 여기가 메인은 아닙니다 또 다른 메인이 있어요 알았죠 여기는 그냥 어, 계곡에 들어가기 전에 찬물로 좀 적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가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어? 계신게라우 누구 있습니까? 저 잠깐만 들렸다 가겠습니다. 오, 오래 있을 거 아닙니다. 저 잠깐만 들렸다 가겠습니다. 잠깐이면 됩니다. 계십니까? 그때 저 피아노 피아노에서 소리가 났어 저기 닫혀있는데 누구세요? 와 어, 뭐야 잠깐만 있다 있다 여러분들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쓰셨 잠깐만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혹시 거기 계시면은 저아나 진짜 씨발 오늘 이거 꽃, 꽃이 빠, 빠져있잖아 왜 그래 오늘 나 진짜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아니 하지 말아니까요 여러분들 장난치지 말아니까요 하지 말아니까요 여러분 그냥 부위양 갈게요 아 여기서 힘 너무 많이 뺐어요 지금 여기 망자에서 세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부위양이더 약하면 어떻게 하냐고? 그래서 저긴 안가 음. 차라리 여기 무당집으로 갔으면 무당집으로 갔지 여기 봐봐 귀신 쳐다보고 있잖아 어. 위함이야, 위함. 이거 싫어 대한민국만 누구세요? 저 잠깐만 실례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? 저 잠깐만 실례하고 나... 화좀 삭히십시오. 아, 저리 가 아, 저리 가 뭐 아저씨 계시는 것 같아. 뭐 이쪽인데 뭐 향냄새하고 기운이 느껴져 여러분들.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저씨? 여러분 잠깐만요.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주인은 아니신 거고 제 예상이 맞다면은 아저씨 죄송합니다. Yeah. 음. 죄송합니다. On you again. On you again. On you again. On you again. 오게. 빡치기 전에 빨리 가야지. 괜히 아저씨 빡치면.